어, 수현이 이겼어? 네. 나이스. 와! 어. 아, 귀신 타고 놀랬다. 아, 아 귀신 타고 어. 오, 어이구. 오씨, 위험했다. 차례 있는데 나이스 와 아이고 Nice. 아 커요 오오오오 좋습니다 오오오 근데 어이없겠다 이걸 죽네 하고 오호 체력을 계속 버리네 개빡치는 게 좋은 약공 때렸는데 가부 잡힐 때하고 주먹킥 썼을 때 가부 잡혔어요 이번에 돈 모으면 뭐 사지? 뭐야? 지금도 만원 있긴 한데 오, 구, 오 3대1 가나? 3대1? 아니 간다? 간다? 간다? 보여주나? 오, 오 개모자 오, 기사십니다 기사십니다 갑니다 쿠키님 어? 눈치 뭐야? 뭐거 뭐였지? 뭐야 방금 쿠키 뭐야 예, 발키리 이상한 게. 오, 나이스, 나이스. 30장, 30장. 나이스. capture zone A. 때 썼는데 갖다 시키면 어떡해요 어 오. 오. 아! 오. 빵. 오. 됐어? 나이스 어우 씨 저기 왔다 음, 서 어, 게임하시면 처형이네